정색! 너무 귀여워 <laughs> 밟아. 어머 발이 음. 너무 아, 귀여워. 이거를 나중에 좀 지우면 될 것 같아. 네네. 네. 찍는 게 더 중요했어. <laughs> 그거 야생이야. 어 귀여워. 뭐